저희가 이 야, 이 친구 네. 빠질라나? 여러분 너무 아쉽다는 말 한게 많이 아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아, 많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이번 네. 그 어룩한 브레노의 활동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네 아 그럼 전 활동은 즐겁지 않았나 보세요 네? 네 아, 아 우리 사이가 오늘 파격적인데요? 아예 네. 자켓 입습니다 자랑해주세요 네. 오 좋은데요? 원래는 음악팀 지 3주만 활동하고 그거는 비밀이죠 아 이거 다아또 아, 유정군은 학창 시절, 시절에도 하지 않던 공부를 이제 와서 하고 있군요 아, 네. 이 배움엔 끝이 없다 네. 저는 이제 다시 몸이 조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활동을 마치고 저는 아마 헐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규민 씨의 비트 네. 파트는 없습니다 왜냐? 왜요? 형이랑 같이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무거워 죽겠어 아닙니다. 다음 앨범 때는 규빈 나이. 셋이네요. 벌써 시간이 셋이나. 진짜. 나 헐크. 너가 너가 왜 열심히 한다면서 규빈 나이를 기대하라고 해? 어? 아니 나는 나는 아니 할수 있어. 난 열심히 해도 안 돼. 아니야. 에이, 그런 사람 없어 세상에. 좋아졌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